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열셋, 열넷, 열다섯 원더풀 캣떡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타이밍만 보는 나 속 흘러만 가고 가자 쇼핑실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무심하게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nó thì ra 근데 착한 게 아저씨가 문을 열면 들어가잖아 안 들어가고 기다리네